대부분 세수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불만족 때문에 오겠죠 이게 이제 흡입에서는 지방이 좀 덜 뽑힌다고 생각하고 볼륨 감소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모양상의 문제 때문에 재수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형수술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방흡입 제술의 경우 첫 수술과 다르게 지방층 주위로 유착이나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딱딱해지거나 달라붙는 등의 이유로 수술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최대 몇 번까지는 뭐 정해진 것은 없는데 3번 이상은 무리라고 봐요 첫 수술에 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거는 똑같고요 대신에 지방 이식을 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가 많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죠